옛날 어느 마을에서 고집센 사람이 3 곱하기 3은 8이라 말했다.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3 곱하기 3은 9라고 정정해 주었다. 그러나 고집이 센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이 맞다고 억지를 썼고 결국 둘은 크게 싸우게 되었다. 9라고 말한 사람이 보내서 고울원님에게 물어보자고 말했다.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들은 고울원님이 한심스런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뒤 고집센 사람에게 물었다. 내가 3 곱하기 3을 8이라고 했느냐? 네,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구라고 우기지 뭡니까? 고을 원님은 명령했다. 할이라 답한 놈은 풀어주고 구라고 한 놈은 곤장을 열대 쳐라. 고집 센 사람이 득이만만해서 자리를 떠났고 구이라고 했던 사람이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다. 곤장을 맞으며 원님에게 억울하다고 소리쳤다. 원님이 대답했다. 3 곱하기 3낼 8이라고 말하는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. 내 너를 매로 쳐서 지혜를 깨치게 하려 한다.